구독 괜찮으실까요? 이런 거 해도 돼요? 네, 괜찮아요. 노래도 네, 같이 틀어드릴게요. 먼저 연습하고 주디 주디 너? 어. 솔직하게 얘기해아 괜찮아요 무서운 언니 <laughs> 무서운 언니 어.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짐이 뭐였죠? 전하시게 됐어 아, 오케이 너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어... 네. 네. 안에서 가시는 걸로. 네. 네. 분들은 네. 제가 JTBC 드라마 아이돌로 첫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. 춤, 노래를 일단 안 해봤었고 사실 잘 못하기도 해서 뭔가 두려움이 더 앞섰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예쁘게 많이 봐주세요. 생각해 아이돌 포즈 같은 거 있을까? 아이돌 <laughs> 포즈...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밝은 것보다는 좀 되게 시크하고 좀 고혹적인 표정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이런 <laughs>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